어, 알리. 왜 전화 안 받아요? 어, 전화했어? 몰랐네. 무슨 일 있어? 사장님, 밀린 월급 주세요. 아... 치료 잘 못 받았어요. 병원비 제대로 못 받았어요. 제발요, 돈 주세요. 6달도 더 지났잖아요. 제발요, 돈 주세요. 야이씨. 야, 다음 얘기하자. 내가 좀 바쁘다. 사장님, 감사합니다.